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오노 블로그고요 오늘 멤버들 만우절 영상을 찍을 건데 멤버들 속이기 위해서 혓바닥을 뽑았어요 하다가 음 과연 멤버들의 리액션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네 내가 지금 신기록 못 가고 있어 600을 가야 되는데 저길 526이잖아 지금 아 지금 500이구나 어 이거 해서 과연 어떤 멤버가 먼저 최고 기록을 먼저 깰지 깰 수 있어요 한번 해봐야죠 이건 또 팁이 있죠 이렇게 네. 올라가서 아시죠? 한번 해볼게요 이 각도 맞아요? 아, 음 아, 마지막에 조금 뭐 먹고 있어요? 음. 뭘 먹어? 뭐야 이거? 아 해봐요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, 뭐야 뭐예요? 어 뭐야 아, 아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아 징그러 깜짝 놀랐어 <laughs> 이런 맛이에요 아 없어 어. 근데 형이 너무 부자연스게 허허 뭐야 이거 하나 더 없어요? 아 근데 어렵다 근데 600이 진짜 말이 안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, 조금만 움직여 저리 가넌 실패다 네. 자 카메라에 소개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앞으로 나가요 보여주세요 설명해 주세요. 설명. 선생님 설명해 네? 주세요. 설명. 아, 설명. 예. 매 얼마나 예상하십니까?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. 계속 600, 100만 더 가면 돼. 신기록을 깨야 돼. 그러니까 500에서 시작하는 거라고. 어,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. 한번 해봐.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. 일단 그 한번 보여줄게. 이렇게 음. 한 명. 음, 중간 이게 이게 아마 당구를 좀형 당구를 좀 치잖아. 좀이라니. 그리고 형 당구를 잘 치기 때문에 그 최대한 이게 많이 한 번에 많이 해야. 아, 어. 나알 것 같아. 어, 어, 어, 그치 그렇게 해도 되지. 그 팁이 있어요. 여기를 맞춰서. 팁이 없는데 여기? 뭐래? 그럼 계속 가는 거야. 어. 와! 음! 아, 너무 징그러워. 아! 아 너무 징그러워. <laughs>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로. 봐봐 형. 저기요. 네. 아 봅시다 얼마나 어. 잘하는지. 저 이거 했었어요. 보여줘 이게... 보여주세요. 카메라에 보여주세요. 이게 여기를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면 안 돼요. 왜냐? 그러면 안 됩니다. 이유는 없어요. 여기에 이렇게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요 위로 들어가 뭐야? 어 뭐야? 어 징그러워 아! 뭐야 이거? 아! 아징그러아 뭐야 재미없어 아! 아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아 진짜 둘이가 놀래키는 방법을 모르네 아니야 우리 규빈이 형 완전 재밌게 놀았어 와! 근데 제가 눈치가 상당히 빠릅니다 아 근데 얘가 빨라 이렇게 뭐 하고 있을 때 왜, 뒤에서 왜냐면 뭐, 뭐 얘는 예전부터 네. 우리가 뭐 할때손 적이 없는 애야 맞아 나인 이제 언젠가 속이고 말겠습니다 과연 성공하실지 나인 무조건 속일 거야 내가 유정이랑 규빈이 형은 나름 네. 성공 성공 소가 준 거예요 소가 준 거예요 형은 소가 준게 아니에요 형은 놀릴 수밖에 없어 아니 난 소가 준 거야 자 그렇다면 인사드립시다 안녕 안녕 아!